젤리 키만큼 눈이 쌓였어 응? 어디 안 갈래? 응? 큰일 났네 우리 젤리 응? 와 진짜 많이 왔다 집에 들어가자 젤리 들어가자